여기 여기 아직 안, 안 내려왔어. 아직 안 내려왔어. 어, 괜찮아 네, 괜찮아 마스크가 씹혔어 빨리 빨리 붙이세요 붙이세요 잡으세요 저 붙이세요 붙이세요 제가 잡았어 제가 잡았어 给我 Thank you Gracias. Thank you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he goes, oh,